이 프로젝트의 시작?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BTS 제이홉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가고 상자 밖으로 나와서 좀더새 세상을 맞이하면서 벌써 너와 버리지